예, 보시면 보이시죠? 예, 지금 사실 지금 원리가 예방접종을 지금 2차까지만 맞았거든요. 예,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 5주 정도 돼야지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, 그 전까지는 산책을 시키면 안 되고 예, 대신에 좀 너무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밖에도 좀 이렇게 구경도 시킬 겸 해가지고 매일 한 5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산책이 아니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첫날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예, 한 손에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고 처음에는 올리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뛰쳐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위험해서 찍지는 않았고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돼서 예,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예, 잘 이렇게 가만히 있네요 저도 사실 이게 계속 집에만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, 좀 저도 약, 약간 좀 약하게 키우자보다는 좀 강하게 키우자 뭐 그런 주의고 네. 음, 잠깐 편의점을 가서 좀 사오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오래 있으면은 안, 되, 안 돼서 롤리도 편의점을 좋아하는지 편의점만 가면 막 뛰쳐나오고 그래서 그래 좀만 기다려 이집다 간다 집에 가서 간식 줄 테니까 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료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울리 아니야? 더 보고 싶어? 그래서 처음에 막 걱정이 많았거든요 밖에 데려다 나가도 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억지로 산책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익숙하게 환경을 좀 이렇게 보고 한, 시켜주고 하는 게 다음에 나왔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뭐, 울야, 좀 강하게, 강하게 크자, 우리. <laughs> 빨리 눕고 싶어? 졸린 눈인데? 아니야? 다 신기하지 올리야 어? 보이는 게 다 신기하지 곧 올리가 볼 세상이야 좀만 기다려 볼 게 많단다 올리야 하나하나 볼 게 많아 올리야 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였는데 올리랑 함께 하니까 <laughs> 뭔가 좀 묘하네요 기분이 우리 그래도 잘했어 어?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막 어? 자지러지지 않아가지고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자 오늘 올리가 할 일은 끝 <laughs> 네, 도착했습니다 어이? 갑자기 밝아졌네 음, 다 왔어 올리야 어이? <laughs> 자, 그러면은 안녕.